when you 평상시에 좀 편안한 스타일, 데일리한 스타일 할 때는 왁스만 쓰면 될 것 같고 광택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는 포마드도 조금 발라서 쓰면 될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나 여자친구 지인들 만날 때 신경 좀 썼다 그럼 왁스 한 번, 뭐 포마드 한 번 이렇게 섞어서 바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광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딱 제가 원하는 그 광이에요 보통 여자들이 이렇게 단정한 헤어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나요? 남자들끼리도 가끔씩 이렇게 막 꾸미는 거를 막 대결할 때가 있거든요 뭐 클럽 갈 때나 뭐 파티 그런 날에는 이렇게 포마도 올려서 가면은 완전 주목받죠 광택이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음, 매우 만족해요 <laughs> 일단 왁스는 무엇보다 저는 향기가 너무 좋은 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세팅력도 좋고 포마드는 광이 되게 고급스럽게 잘 났던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왁스랑 포마드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렇게 나온다는 게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